<laughs> 찌부 참 너무 귀여워 아이고 <laughs> 이렇게 잘 거야? 이렇게 둘이 같이 잘 거야? 응? 엄마 아빠 이불에 두고 니네들 이렇게 잘 거야? 응? 보리 어디가? 딸이 잘 거야? 잘 자. 니네 되게 딱 붙어 잔다. 얼른 자. 잘 자. <laughs> 보려는 거든요 야야야야야 근데 뭐 이렇게 푸석푸석 하 거야 힘들지? <laughs> 당연히 보기 당황했어 쌀이가 하루에 좋게 하는 게좀 기다려 está? Utatata está? Utatata está ya. Got it. There you go. 해줘야 아, 나와. 엄마 일어나야 돼. 얘들아, 얘들아. 엄마 배에서 떨어져. 엄마 배. 알아서 반가운 건 알겠는데. 자, 일어나자. 으짜.